비건 축제가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귄 지한 달 그때 비건 축제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상상했던 채식하는 사람의 이미지랑 실제의 이미지가 되게 달랐던 것같아요 아. 사람들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축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되게 다르게 느껴져 그책 추천해줘 이래서 제가 또 그런 거 하면 또 신나게 막 알려주거든요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하더니 한 9월쯤 되니까